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나 슬레이트 치고 이런 반응 처음이에요. 아, 내가 뭘 대단한 거를. 보물, 보물! 아 번개가 번개가 그냥 우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효주 이광수 배우님 오셨습니다. 아 정말 이거 두 번째 오셨어요. 아, 네, 그렇게 살벌했던 데 고딩 시절에 아, 그 정도면 예, 아, 예, 아, 예. 우리 진짜 친구 친구. 아, 예, 예 베스트 프렌드. 두 번째 나온 걸로 이렇게 큰 호응을. 아, 형, 뭐 문매특급 안 나와보셨어요? 문매특급 안 나와보셨어요? 아, 왜요, 왜요? 오늘 하루 종일 중에 리액션이 제일 좋으시네요 아, 어, 그러니까 아. 지금 다 같이 얼마나 아침부터 바쁩니까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마지막 스케줄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다 같이 힘내보자고요 아, 네. 자나 치마가 터졌어 나 치마가 터졌어 나 치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laughs> 치마가 터질 정도로 내가 아니 아직 인사도 안했는 치마가 터질 일이냐 저기요 <laughs> 네네 다 됐나요? 아, 아니 아니 아직이요 어 그래도 본인 앞에 가서 쓰시네요 예예 예. 예. <laughs> 예, 아, 아, 아 우리 현 씨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세 분이 어, 나오는 저희가 예능을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 제가 발견 왜요? 아니 뭐 인사도 없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요? 그냥 그- 그러니까 이런 적은 처음이라. 아니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신개념, 제가 신개념 되게. 들어와서 파도 타기 한 다음에 바로 갑자기. 나 파도 타기 하다 치러 터지고. 그니까. 러 네, 뉴미디어 쌀, 뉴미디어 쌀. 예, 예, 예. 자 여기서 봤더니 우리 효주 씨가 오빠 옥수수 먹을래? 어 괜찮아. 정확히 한 5분 후에 옥수수 사줄까? 오빠 옥수수라도 먹을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옥수수 사줄까? 아니 괜찮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왜 계속 <laughs> 네. 이게 우리 효주 씨가 굉장히 충청도식으로 말하는 게 좀 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고착화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사실 이게 그냥 제가 말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방송 보고 아 내가 저렇게 말하는 거 진짜 답답하다. <laughs>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걸 잘못해 약간 웜 하트라서 그런가요? 어, 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배려, 배려, 배려. 네, 배려. 네. 따심, 따심, 따심, 따심. 따심이 뭐야? 따심이 뭐야? 나 따뜻한 심장. 나 따심? 아아아 아, 아, 아, 따뜻한 심장. 따심. 아. 이거는 또 이제 우리 광수 씨랑 비밀 연애짜리라고 유재석 씨의. 아, 되게 늦잖아요. 왜? 네? 네? 벌써요? 재성이 저런 거 좋아해. 재성이 저런 거 좋아해. 우리들만의 장난 같은.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되게 잘 받아쳐 주셨어요 같이 연애하는 것처럼 아, 네. 연애하는 것처럼요? 저 제목이 비밀 연애짜리예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재석이형 비밀 연애를? 아니라고 해명 저희 해명 들으라 아니 그걸 굳이 해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 왜요 다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아니지 아니요 저건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명을 들어야죠 저희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풀고 갑니다 아, 못하겠습니다 <laughs> 복습 코너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해적에 맞게 아, 어, 적적 토크를 저희가 <laughs> 준비해봤는데요 적적 빠밤 굉장히 변화적인 우리 효준 씨의 필모가 있었는데요 Beauty Inside 하루가 너무 짧아 긴 건가 형 이수라는 역을 맡았어요 아, 매일 자고 일어나면 뭐 성별, 얼굴, 국적 다 바뀌는 우리 오진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겪는 효주 씨가 실제로 이 나레이션이나 대사 같은 것들을 직접 쓰셨다고 해요. 예. 진짜? 그 사람이 저를 만질 때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요. 눈을 감고 느껴요. 그럼 안심이 돼요. 아니요 원래 쓰여져 있던 거에 제가 조금씩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인물의 동화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로 제가 거기에 빠질 줄 몰랐어요 근데 이 한번 탁 빠지게 되니까 이게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같고 이렇게 만나는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같고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저 당시에 길에 진짜 사람들이 다 저러고 다녔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코트 어디 거냐고 어머 어머 어머 아 생전 공유하셨어요 어. 네 이제 뭐물어보면 캡처해서 오면은 다 얘기해주고 줄 아, 홈스 친구도 좋겠다! <laughs> TF 감독님이 찍으셨어요 요 맞아요 네. 백종렬 감독님이라고 예, 쁜 영화에 예쁘게 담겨서 애정하는 영화 된것 같아요. 예영 예담. 네, 아, 예영 예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요즘 말들은 배워야 돼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그냥 씹으려는 거예요. 아. 아. 야, 누가 예, 예영 예담 이런 얘기를 좋아하면서제 이게 최근에 생긴 건지 뭐예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아, 네, 네 예.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요. 여기에 이 우진 역할로 박서준 씨, 박신혜 씨, 이범수 씨, 천우희 씨, 이현우 씨, 서강준 씨, 이동욱 씨, 고화성 씨, 유연석 씨 씨, 김종 씨등 근데 우리 어, 우진이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던 문숙 씨를 직접 섭외 설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38년 동안 하와이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잡지 인터뷰를 보고 에디터 분께 이제 연락처를 구해서 직접 가셨대요 네 그때 동의를 찍었을 때였어요 네네. 동의가 다 끝나고 동의 촬영이 워낙 고대했었어요 한 10개월 정도가량 에너지가 소진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잡지를 우연치 않게 보는데 선생님이 요가를 하시는 모습과 그 음식 요리를 하시는 모습과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뵙고 싶었어요 불현듯? 네. 그 기사를 쓴 에디터님께 회사를 통해서 메일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음. 뭐라고 뭐라고 쓰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한국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한유주라고 합니다 음. 야 그러니까. 어, 멋있다 어, 그러니까. 되게 길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무 흔쾌히 오라고. 어 진짜? 영화 같다. 그때,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도 섬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이라는 섬에 계셨었어요. 아, 그래서 한 번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어. 경유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섬이었는데 갔죠 혼자. 어, 진짜 즉흥적이시다. 그랬더니 딱 공항에 마우이 공항에 그 어, 하와이 꽃 있잖아요. 제 목에 이렇게 걸어, 걸어주면서 어머 어머 어머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 어머. 초면에 둘다 너무 부럽네요 둘 다 선생님 댁에서 한 2주 정도 머무르면서 요가도 배우고 대박. 논이 이런 거 음. 따로 다니고 생식? 봄이 오면 사에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Hey best friend 끄자 끄자 예예예 뭐 어떻게 순간적으로 둘이 화음을 넣었지? <laughs> 대단해 그 짧은 와중에 와저 대단 까만 근데 스토리네요. 근데 심지어 제가 뭐 별채 그 별채에 따로 독립된 공간에 생활을 하다가 겁이 너무 많아요. 약간 밤이 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의 안채로 돌아 안채로 돌아. <laughs> 심지어 아니 선생님 장사실 조명현 친구 안구에서 갑자기 와서 식비 축내, 숙박비 축내, 나중에 심지어 내 침대까지. 뭐 침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침대에서 선생님 저 좀 불편해서 선생님이 별채로 두고. 제가 자는데 좀 넓게 자야 돼서 뭐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고요 그럼요 야 이렇게 다 얼기설기 섞여 있습니다 그죠? 내 네, 네, 마음도 피어 제가 듣기로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향에 되게 민감하신데 그 맡았던 역할을 향으로 기억하신대요 진짜? 캐릭터마다 약간 향수를 고르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수는 무슨 무슨 향이었어요? 이수는 딥티크 그 고체 향수로 된 향수 이름을 잘 모, 기억을 못해요. 아, 세범는 뭐였어요? 세범이는 바이레, 음, 바이레드. 바이레드 본 뭐 블랑시? 네. 블랑시였어요? 네. 근 아. 해피니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 해피니스에서 이 고등학교 씨는 그대로 지금 잘 어울린다고 화제가 됐어요. 쌤 수업 끝났는데 왜 안 가요? 어차피 면학 분위기 조성단안 되는데. 대만 청춘 멜로물 뚝딱이라고. 교복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만 청춘 멜로물 저희가 짤 하나 생성 가능할까 해서 헤드폰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가능하신지. 아니 이게 헤드폰을 쓴 건데 그렇게. 각도를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와와와와와 심장에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봄이 오면 오면 산에들 산에들의 진달래 피우. 아, 짤생성 이렇게 했네요. 예. 아유, 광수 씨. 예,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진 <laughs> 어떻게 집중합니까? 집중하기 계시가 맞죠? 더 이상 어떻게 집중을 해요? 아니, 왜냐면 강수 씨 이거 좋아하신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이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소년 시절에도. 어,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양천재 씨 이거 약간 이거 가능하신지. 아, 제가 앞에 이렇게 어. 있고. 예, 저희가 이제 포스터 만들어 드릴게요. 예. 잠깐 카메라. 여기 강수 씨 딱 카메라 있잖아. 그러면은 요, 요 느낌으로, 요 느낌으로. <laughs> 하나, 둘, 셋. 도, 도둑 같은데요 도둑 안 봐도 왜 왜 안 봐도 알 것 같지? 도둑 도둑 아니 호주는 헤드폰 쓰기도 전에 그렇게 난리가 나더니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했더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다들 배꼽을 잡으면서 뭘 훔치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 사람도 지금 영락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영락실을 나 어느 순간부터 나 지금 나 지금 이거 꿈인가? 눈 딱 뜨면 오늘 아침인 거야 그다음 오늘 아무것도 안한 거야 아 도르마무처럼 도르마무처럼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야 어 그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야 그죠 영화가이라 그래 영화가이라 예. 뭘 훔치는 것같다고 <laughs>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짤도 올리시더라고요. 본인 인스타에. 금요일 퇴근짜리라고. 해피니스 후유증 있어요. 끝나고 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후유증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 박형식 씨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썩을 퍼져요 그거구나 그 노래구나 아, 나는 몰랐어? 와 대박 아, 되게 위트 있게 쓴 건데 저걸 되게 진지하게 쓴 건 줄 알았구나 울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승식이가 울면서 나도 그런 거 같은데 뭐라고 대댓글을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냅뒀거든 아, 여기, 다 그냥 하염없이 속을 퍼져 다셨어야죠 몰랐나 보다 이렇게 센스가 부족해 형식 지금 많이 진짜 하염없이 눈물이 나시겠다 하염없이 속을 퍼져 이렇게 네. 아그 오늘 잘게요 <laughs> 하고 누나 끝에 그 이거 물결하고 이거 그 음표 하나 붙여주세요. 음표, 음표 오케이. 뭐 아, 아 물결 음표 XX. 아 요즘 안, 안 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문자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 물결 물결. 뭐 물결 물결 대신 뭐 하라고? 물결 물결 옛날 거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안 된다고. 그래서 이모티콘 붙여 이모티콘. 이모티콘? 어, 이모티콘 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예, 물결은 자제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좌절 요런 요런 짤들 되게 많이 쓰세요. 요런 거 혹시 본인도 쓰시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혹시 뭐 카톡방에서 이런 거 쓰신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카톡을 안 아, 나도 카톡 없어. 하늘이도 안 와. 내주도 어? 다 그럼 뭐 텔레그램 하세요? 뭐 문자로 하기도 하고. 문자를 많이, 문자를 많이 써요, 문자. 애니콜 써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그 SMS를 저는 해요. 아, 문자 쓰시는구나. 길면 MMS. 길면 MMS. MMS? MMS 넘어가요. 어, 길면. 맞아, m m s 넘어. 근데 그런 거 치곤 또 효주 씨가 팬미팅 때 보니까 TT, MIT, 아! 하시고 네 맞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열심히 대충 치세요 열심히 대충이요? 저 열심히 열심히 쳤어요 <laughs> 저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 이거 JYP 가수 JYP 가수 연습한 거예요 진짜? <laughs> 그렇게까지 한 거야? 어나 JYP 가수 연습까지 와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막 되게 잘 추는 것 같지는 않아 막 되게 잘 추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느낌이 막 되게 막 날렵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마음은 너무 느껴져 마음은 너무 느껴져 효주 씨가 지금 표정이 너무 서운해 지금 너무 섭섭해 아니 사진 나서 그런 거 사진 나서 그런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저 동영상을 봐야 동영상을 봐야 돼 봐볼게 봐볼게 봐볼게 봐볼게 동네 제가 봐볼게요 진짜 안 해. 아 진짜 안 해. 그럼 최근에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 다음 팬미팅 때 우리 팬분들한테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세요? 아저 스우파 아 여기 나왔었잖아요 스우파 그 언니들 그쵸 그쵸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 다 좋아하는데 보면서 마음으로 찐팬이 되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어 누구 누구 누구? 효진초 나도 돌렸어. 약간 효진초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입을 봤는데 보, 아, 못본 척을 해야 되는 건가? <laughs> 아니 이걸 왜 가는 거예요? 기선해 볼게요. 정말요? 효간의 댄스 스쿨 어때요? 어, 너무 좋아.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 빨리 광수 씨의 필모로 넘어갈게요. 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우리 광수 씨는요 올해 개봉한 싱크홀 영화가 있죠. 당신은 살인자야. 5 0 0 k 존나 기다려. 아, 여기서 이제 김대리 역할을 맡으셨는데 저 이렇게 사랑에도 좀 실패하고 약간 뭐내집 마련도 실패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체크 남방 입고 오는 게 너무 꼴, 꼴보기, 꼴보기 싫어 예맞 맞아요, 맞아요. 패션이 거기다 약간 여기다 이 타이 얄밉게 얄밉게 이렇게 했어요 남녀노소가 이제 제일 꼴보기 싫어할 만한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음. 런닝도 조금 일부러 좀 늘어난 걸 좀 입고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게 차승원 씨랑 김성균 씨한테 광수만큼만 해라 이런 아.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스태프분들이 그놈의 광수! 그놈의 광수! 이게 어, 유행어가 됐다고 해요 왜냐면 그 현장에서 이제 컷! 하고 살짝 쉴 때 대기할 때 핸드폰 보잖아요 솔직히 다들 다들 보잖아요 근데 안 보신대요 안 보시고 그, 여, 그 현장에 딱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 맞아요 그 진짜 핸드폰 안봐 근데 되게 촬영 초반에 어떻게 이제 컷하고 왔는데 이제 저는 이걸 보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실 쉬는 시간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 보라고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 와, 와 부담, 부담인데요 그때부터 나는 급한 연락을 해야 될 때도 이게 아, 연락도 급하게 연락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여기서 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 화장실을 아 그래서 강수가 그렇게 화장실 자주 간다더라.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 나는 좀 이거를 그만하고 싶어. 이제 나, 나는 핸드폰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싶어. 목걸이 하고 다니세요? 첫 단추를 그렇게 껴서. 스마트폰 중독자의 이미지로 오늘부터 가도록. 지금도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laughs> 떨어질까봐 꼭 그런, 그런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진짜 집중해서 이런 애드립 라인도 다 만들어내셨대요 그막 여러 줄로 하는데 손잡이가 뜯겨요 이것도 애드립이었는데 야 이 살인자 새끼야 과장님 살려주세요! 너왜 거기서 나와? 힘들이 당신은 살인자야! <laughs> 당신 살인자야 이러면서 막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애드립이었대요. 이거는 성균이 형이 이거를 뜯은 거예요. 대본에 없었는데 우연찮게 뜯어진 어. 건가? 실제로 이걸 부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또 형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저도 거기에 맞게 그냥 이렇게 한 거지. 현장에 지 집중도가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결과물인가 보다, 그지? 아니요, 아니요. 저 당시에도 머릿속에 핸드폰 사업밖에 없어. 핸드폰 사업밖에 없었어. <laughs> 핸드폰 그, 그만해. 유재석 씨가 또 이거 이런닝맨에 말씀하시기로 싱크홀 봤는데 광수 그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지 분량 챙기려고 택시에서 안 나왔다고 그 싱크홀 봤는데 그 영화 보니까 걔 빠져나올 수 있었더만 택시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맞아 영화인데도 나도 영화 보다 아지 영화 조금 더 나오려고 예고편이 처음 공개된 날 형한테 전화가 와서 아, 예. 형, 너 나올 수 있었잖아 너 나올 수 있었잖아 에? 에? 야, 일곱편 보니까도 나올 수 있었더만 광수 씨 놀리려고 촬영하는 유재석 씨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도 저도 자, 긴장. 조용 조용. 나도 긴장하고 있어. 순철 씨 형이 나를 자, 자, 조용하고. 어, 왜 이렇게 막 장난 걸어주는 게 너무 훈훈한 거니까요. 예, 예, 예. 너무 좋아요. 에. 예. 지금 이거 꿈인가? <laughs> 우리 광수 씨의 작품 선택을 보면요 항상 돌연변이 뭐 바꾸라든가 어느 괜사의 수강이라든가 다양한 좀 안 해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좀 도전 정신을 예. 좀 음. 불러일으키는 수강이 역을 저희가 쭉 봤는데 살짝 이제 뚜렷주고근 예. 음. 있는 친구라서 예.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키스 시인을 하려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안 되는 거예요 어, 여기 진짜 잘하는 거다 하면서 예, 1700분의 칭찬을 한 몸에 독식하신 요 신이 있었는데 여자가 먼저 키스하는 게 아,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정말 잘 소화해내셔가지고 진짜 칭찬을 자자하게 받으셨습니다 아유, <laughs> 어, 갑자기 너무 너무 민망해 하시니까 <laughs> 인사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laughs> 아유, 저도 이게 시작을 이렇게 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뭐 이걸 뭐 이렇게 갑자기 돌리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그걸 캐치하셨네 네. 이것도 사실 어렸을 때 이런 좀 경험이 있으셨다고 네. 그래서 가족분들이랑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 안 없고 이게 희화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네.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장하면도 저희가 사실 이거 진짜 네. 아시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란 말 있잖아. 더 사랑해서 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약자가 되는 거야. 나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하다, 괜찮다. 그게 여유지. 이건 사실 대본으로 네. 보면서도 저는 참 너무 좋았었고 이때 뭐 작가님한테 어, 최고 따봉 이런 뭐 이모, 이모지라도 안 보내셨어요? 제가 작가님한테요? 예. <laughs> 나라면 보냈지. 나라면 굴비라도 보냈지 뭐. 작가님이 방송 보시고 주광아 너 참 잘했더라 이렇게 딱 보내주셨어요 그때. 진짜? 음. 진짜? 예, 예, 예, 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울컥했어요 그때 그당시아 우리가 또 레전드 짤몇 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여주시죠. 예. 아. <laughs> 아, 알죠, 알죠, 알죠. <laughs> 표정으로 저 감정을 드러내는. 기쁨, 이건 저희가 진짜 우울할 때마다 진짜 치료제야 치료제 정말 좋아해서 그런데 하나만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약간 미운데 사랑한다 미운데 사랑한다, 미운데 사랑한다. 어, 빡치는데 서운하다 행복한데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어, 되게 잘 짰다 그 보기를 근데 오, 다, 그 진짜로. 그럴듯하다 되게 음. 행복한데 불안하다 어. 사실 지금 되게 행복한데 불안하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한데 불안해요 아 지금 지금 그대로 자 먼저 행복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행복한데 불안하다 <laughs> 내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와! 와! 아 다들 진짜 박수 쳐. <laughs> 행복한데 불안하다. 빨리 또 하늘씨로 후딱 저번 에 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오실 때마다 필모 하나씩 더 할 거예요 이번엔 세시봉으로 갑니다 아 세시봉 우리 63년에 무교동에 생긴 최초의 음악감상실 세시봉에서 일어난 예절을 다뤘는데 하늘씨는 여기서 윤형주 역할을 맡으셔서 재수없지만 노래 잘하는 미성의 어떤 그런 친구를 잘 연기를 하셨어요. 네. 세시분도 우리 효주 씨랑 또 같이 나오셔서 예, 효주 씨가 맡은 민자영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세 분이 다 똑같은 또 여자를 좋아하면서 어, 저는 여기서 이 영화에서 보고 윤영주 씨가 조개 껍질 묶어를 만든 지 처음 알았거든요. 조개 껍질 묶어 아. 그녀의 목에 걸고 뭐 요거를 만드셨던데 이 조개 껍질 저때 되게 예뻤다 나. 저때 되게 예뻤다 나. 현준 씨가 현준 씨 얼굴 나올 때마다 눈을 못 떼요. <laughs> 지금 넘길 때마다 <laughs> 나 진짜 이뻤네. 본인을 사랑하는 스타일. 아, 효주 씨 인프피 같아. 어? 맞아요? 네, 어, 소름. 아.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취했다, 진짜. 가져가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럴만 하죠, 아, 당연히. 진짜. 이것도 사실 통기타 보니까 직접 들고 가셔가지고 100대 1의 예, 경쟁률을 뚫고 되셨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 아 뭐 몇 대 몇인지 몰라요. 아, 예. 기억도 안 나. 100대 1이래요. 예. 네, 요거 얘기를 하면서 과거 사진을 들고 오더라고요. 과거 사진을 들고 오더라고요. 야언제요 하늘아 좀 만화 같아.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때 이 형주를 더 잘하지 않았나 싶은데 요 신이 또 굉장히 또 약간 얄밉죠. 이게 누나랑 만난 신이죠? 그쵸, 연극 감독을 딱 보고 제대로 된 작품 하나에, 하나에 단역으로 나오는 게 낫지 이렇게 뭐 어. 대사 또 다 외우셨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든가 그런 거에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세상에 진짜 깜짝깜짝 놀래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근데 이 정도면 약간 타고나시는 것 같아 사람을 앞에도 그렇게 아니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잠은 잘까? <laughs> 앞에서? 건강, 건강하신지 아, 근데 건강하신 것 같은데 평안하신지 너무 다 막 다 넣어져 있으면 날 사석으로 얘기할 하더라고요. 아, 예, 카 예, 예, 얘기하시는 예, 예. 근데 이때 두분 한밤 나오셔가지고 어? 어? <laughs> 갑자기 노래 세레나데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아, 닿길 원해 뮤지컬 배우 찍 연하남의 부드러운 미성에 푹 빠져버린 호주 씨 하신 거예요? 아니 노래 세레나데를 대본에 있었어요 <laughs> 아 근데 하늘아 저때 대본이 있었어? 노래하는 그 있었어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laughs> 한 거죠 뭐든 다 시키면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 <laughs> 그래서 이것도 시켜서 찍으신 거예요? 또 시켜서 찍으신 거예요? 인터뷰를 이렇게 그윽하게 어, 찍으신 이 아니 인터뷰 아니 저희가 안난 가져올라 해도 인터뷰 사진 사람들이 너무 다 그윽해요. 저거 뭐야? 인터뷰 사진, 인터뷰 사진. 계단에서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때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 본 적 있어요. 강하늘에게 연기란 무엇일까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음식 먹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내가 다시는 매운 음식 안 먹는다 하고 그러다 또 매운 음식을 찾고 저한테는 연기가 매운 음식 같아요 저와 연기의 관계는 필요 악 같아요 원수죠 원수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죄송한데 목이 목이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건 솔직히 너무 진짜라서 놀리지조차 못하겠어 했, 했었을 것 같아 <laughs> 그렇게 읽으면 다 그래요. 매운 음식 같아요. <laughs> 아니 지금 언제 그랬어요? 어? 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 와해합시다와해합시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원수죠. 저희가 그럼 예습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해적, 도깨비, 깃발인데요. 부탁드릴게요. 누가 맡으셨나요? 어떤 영화인지. 맡은 사람은 없는데. 그럼 광수 형이 어? 저한 번씩 다. 아, 한 번씩 했으니까 오빠가. 문명 특급에서만 볼 수 있는. 어, 오케이. 광수 형의 이제 영화 소개. 어떤 영화인지 어떤 영화인지 한번 광수 씨. 오늘 어, 갑자기 내가? 해적 어떤 영화인가요? 왕실에서 잃어버린 보물을 어, 의적단과 해적단이 모여 한 배에 타 찾아 떠나는 여행. 코믹. 코믹. 멜로. 멜로. 액션. 액션. 앵무새처럼 이렇게 나. <laughs> 이럴 거왜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다 들어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행복한데 불안하다. 제가 캐릭터 소개를 사전에 이모지로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무치 우리 하늘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따봉은 네. 무치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호쾌한 호탕한 칼은 고려해서 검을 제일 잘 쓴다. 해랑이는 또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데 일단 제가 해적 해선의 주인, 해적단의 단주. 단주라서 아마 저 해적 깃발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이거 뭔데요 이거? 선글라스는 왜? 약간 좀 이렇게 쿨한 성격인가 봐요? 좋은 아이디어. 저, 저때 선글라스 끼고 있었으면 되게. 하긴 해적이니까. 그치. 어. 어디선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유입된 거니까. 안경, 아, 안경이나 선글라스 이런 거. 다할수 있는 것들. 되게 카톡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톡을 안 하니까 몰라가지고 이렇게. <laughs> 자, 그럼 마기, 마기. 어떤 캐릭터일까? 이걸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기는 해적선에서는 막내인데 왕을 꿈꾸는. 아하. 예, 돈과 출세 효과. 드럼은 뭘까? 동네북 그거 아니에요? 아. 북 동네 북이에요 예요렇게 지금 캐릭터 설명은 되었는데 가져가 주시겠어요? 가져가 주시겠어요? 예, 아우 야 미담 미담 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형은 맞아요. 이성품이에요 성품 팔이 길어서 뭘 팔이 길어서요 사실 저는 보자마자 이 스타일링이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 다들 베이비 펌을 한 거죠? <laughs> 하늘이랑 효주는 파마를 실제 머리에 했고 저는 이제 뒷머리만 길러서 이제 뒷머리에 가발을 붙인 거예요. 아 근데 네, 이거 굉장히 제가 지금 비슷한 그대화 복장을 입고 있는데 맞아요. 약간 더워요.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 진짜 더울 때 찍으면서 진짜 추울 때까지 맞아요. 찍고 끝났죠. 제일 추울 때 핸드폰으로 뜨는 그 날씨 온도계로 마이너스 25도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적혀 있는 그런 신들 찍으면 물 뿌리면 바로 얼었거든요. 해적이니까 물이랑 굉장히 많이 찍으셨겠어요, 물에. 아니 근데 액션씬이 그렇게 많은데도 저희 액션씬 할 때 보통 보호대 차잖아요. 무릎 보호대, 뭐 팔꿈치. 선생님 잘안 쳐. 차라고 제발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안 차요. 더 약간 한계치로 몰고 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럼 즐기는 거야 그거 아니, 아니, 아픈 거? 아니, 이게 보호대를 차면 탁 붙였을 때 안 아파요 하나도 그럼 나는 이제 아픈 그거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전 그걸 잘 못해요 진실로 연기하고 싶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혹시 매운 음식? 혹시 매운 음식? <laughs> 잘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laughs> 내가 이 얘기 나올까 봐 필요함? 필요함? 그게 아니라 <laughs> 오늘 저녁은 엽떡이다 엽떡이다 <laughs> 아 진짜 아, 좀더 실감나는 연기 표현을 위해서 네. 너무 열심히 해요 진짜 왜 어깨가 아까보다 좁아지신 것 같은데 <laughs> 괜찮으세요? 그게 아니라 상황별 문답이라고 코너가 있어요 극중 캐릭터와 나 캐릭터와 나 예, 반응 차이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해적선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하루 종일 굶은 상황 밤에 부시락부시락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 아기가 남몰래 싸온 주먹밥을 먹고 있다 무치라면 이때 어떻게 하나? 잡아서 치나요? 그럼 포인 이 돼요? <laughs> 사실 거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혼꾸녕을 낸다 무치라면 하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배고픈 게 없어지겠지 내일은 배고픈 게 없어지겠지 식감이 <laughs> 없어요 진짜 <laughs> 하늘 식욕이 그렇게 먹는 거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먹는 거로 즐겁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즐거워요 세상에서? 아즐거운거 많죠 아니 많은데 연기? 연기? 아 진짜 하지마 아나 진짜 하지마 진짜 아 매운 음식이니까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연기 먹고 사는구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 즐거운 거 많은데 그 먹는 거로는 좋아하는 음식도 없으시겠네요 근데 그 음식이 만약에 맵다면? <laughs>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러면 해라 혜랑이는 어떻게 할까요? 혜랑이 그냥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남한테 그러니까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맞아, 냉철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다 챙기고 누나가 해적 단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찍은 첫 촬영이 있었거든요 누나가 처음으로 했던 게 그분들 한 명 한 명 다 그 역할 이름을 다 외우는 이름들이 진짜 특이하세요 넙치, 강치, 해랑이랑 컨택이 없는데도 그 단주의 느낌으로 다 같이 대기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냥 대뜸 들어가서 아이 근데 <laughs> 자기 그 역할 이름으로 해랑 다들 되게 빨리 친해지고 편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마지막 촬영 때 촬영장에서 봐 받아본 선물 중에 진짜 기억에 남을 뭔데요? 법한 선물을 받았어요. 뭔데요, 뭔데요? 단원분들이 그 큰 케이크에 단주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서는 케이크를 딱 주는데 오 그거는 진짜 울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안을 수가 없더라고. 그 물이 하얀 마시는 나요 <laughs> JYP 누가 가르쳐준 거야 저거 <laughs> 누구야 당장 나와 그만큼 해랑이는 모든 단원들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고 뭐 맞아요 만약에, 만약에 효주 씨는 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저는 가서 달라 그러죠 <laughs> 한 입만? 나눠 먹자 나눠 먹자 그리고 제가 또 쌀을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맛있게 먹어요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어요 어떻게 맛있게 먹길래? 진짜 시, 어, 막 CF 쪽 밥도 <laughs>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 맛있게 황수 씨는 막이 본인이라서 들킨 상황으로 저희가 갈게요 몰래 먹고 있는데 들켰다 막이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서 혼자 다 먹을 것 같은데? 아, 일- 아, 일단 다 집어 일단 집어넣고 광수라면 어떻게 하나요? 아, 저는 그렇게 막 몰래 숨어서 먹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뭐를 제가 그렇게까지 뭐 상상을 해봐도 내가 몰래 그렇게 자 다음 상황은 저희가 여기서 깻잎 논쟁을 한번 해볼게요 밑반찬으로 이제 깻잎 장아찌 거기 나온 상태에서 내 친구가 깻잎 장아찌를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듣고 있으니까 그거를 잡아준다. 음. 그때 내 반응은? 이게 반응이 필요해요? 아, 이게, 하늘 씨는 이게... 상관없어요. 음. 효주 씨는 지금 보니까 기분이 나빠. 아, 기분이 나빠요? 대놓고 말을 못하는데 기분이 나쁜가? 굳이? 굳이? 아, 그러니까 굳이 저걸 잡아줄 필요가 있냐? 광수 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저도 새우 까주는 건 어때요? 해물 된장찌개가 나왔어. 막다시만 새우가 두 마리 들어가잖아요. 내 네, 연인이 까가지고 친구한테 줘요. 이건 괜찮아요? 저한테도 주고 친구한테도 주나요 친구한테 먼저 줬어. 먼저 줬어. 친구를 먼저 준다고요? 안 돼. 그거 아니지. 나만 <laughs>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새우를 못 먹으면서 열받은 거야? 아니면 <laughs> 그 ESTP신가 보다. 하나는 친구한테 까서 주고 네. 하나는 아. 뽀뽀해서 주면 뽀뽀해서 주면 뽀뽀해서 주면 나 지금 잠깐 상상했는데 새우를 까서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웃긴데 아니 이게 여기다 뽀뽀를 한다고 뭐 더... 그 아니 문제가 될수 있게 어.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괜찮지 않냐 INFJ야. 그건 뭐예요? 음, 감정이 좀 공감을 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INFJ, INFP, ESTP 같아요. 어, 이걸 다 외우고 계세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있더라고요. ESTP 읊어주시죠. 친화력, 체감, 인싸. 그게 저예요? 저 낯가림이 낯가림이 사실 좀 심.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laughs> 아니 이렇게 다 끼워 맞추게 MBTI 안 믿어 ESTP들이 서어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자 배를 정박하고 외딴 섬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한 상황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더니 배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때 나는 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평생 저주를 하면서 어 어울린다 반면 광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어, 자기 탓을 할 것 같아 오빠는 나는 어, 난좀 난 어, 그런 편인 것 같아 예. 아예 그래서 그만하면 좋지 그래서 그만하면 좋지 F다 F다 F다 얘기만 하면 F다 아니 심지어 F라는 어감이 너무 기분이 나빠 아니야 F 공감 잘해주는 스타일 ISFP 관심받기 싫어하는 관종 이거죠 이거죠 어, 그러, 그런 거 내가 볼때 이게 더 가까워 밝혀졌다 밝혀졌다 나 솔직히 그냥 맞다고 해야 끝날 것 같아서 그냥 한것도 있어 <laughs> 필요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먹을 수 있고 아 현실적으로 무서우면 문숙 선배님 안채로 들어가야지 <laughs> 나 그게 오늘 같지가 않아 <laughs> 나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어? 문숙 선배님 얘기 어떻게 아시지? <laughs> 그 하와이 꽃 있잖아요 어. 제목에 이렇게 걸어, 걸어지면서 나는 그게 어. 꿈, 같, 꿈 같았고 난 저번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 줄 알고 굉장히 지금 꿈꾸는 드리밍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 끝이에요 우리? 9시에 밤 9시 진짜? 아홉 시 네. 그래서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구나 아니 식당 문도 다 닫았다고? 식당 문도 다 닫은, 아. 닫은 마당에 좀만 더 하고 <laughs> 아쉬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제재님은 깻잎 건네주는 거 괜찮아요? 어 그러네 어때요? 어... 100% 어, 기분 나빠요 고민하는 척 하지 마세요 아,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럼 연인이 새우를 까서 뽀뽀해서 주면 뽀뽀해서 주면 뽀뽀해서 주면 헤어질 거예요 너무 스위트 싫어요 너무 스윗트 싫어요 어 지금 이상하긴 하네요 궁금했어요 아까 저희만 얘기하고 아. 아니 제가 제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처음부터 표현은 안 했지만 음료 특급도 챙겨보는 편이고 얘기 많이 했어요 되게 뵙고 싶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와 인플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네.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더 물어보고 싶고 됐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늘 씨 어떠셨어요? 두 번째 출연이세요. 네.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극장에서 꼭 만나고 싶네요. 극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효연 씨 어떠셨어요? 뵙고 싶었던 재재님도 뵙고 또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의 기운이 너무 좋네요. 다들 이런 찐 리액션들은 오랜만에 음.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적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어, 좋아요. 아, 우리 드리밍 인터뷰에 가장 심취하셨던 광수 씨. 예, 역시 참 잘 되는 프로그램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보니까 참제재님도 물론이지만 그러니까 또, 또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작진분들 행복한데 불안한 표정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곧 개봉하는 해적 예, 표출 내주세요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어... 곧 개봉하는 우리 영화 해적 영화관에서 표출, 표출 내주세요. 결혼하세요. 한가인 배우님 오셨습니다. 제 눈에 약간 광기가 서려 있어. 소랄, 소랄. 몰랐죠, 제 이런 캐릭터라고는. 아이돌 이런 거 하면 예능캐, 예능캐. 약간 신동 씨처럼. <laughs> 본인이 왜 신동? 진짜 아닌 것 같아. 노른자. <laughs> 아, 아.